아동 부모님들에게 감각 추구라는 용어는 일종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듯합니다. 아동이 감각 추구가 늘면 자폐 증세가 악화되는 것이고 감각 추구가 줄면 자폐가 호전되는 것인 듯 착각합니다. 감각 추구 자체가 자폐증의 본질인 듯이 핵심 증세인 듯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. 감각 추구라는 용어는 마치 아이들이 감각에 중독되어 있어서 정상생활을 못하는 듯 감각 중독과 같은 의미로 공포의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 대부분은 이를 놀이로서 하는 것입니다.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를 즐기는 겁니다. 아주 단순한 놀이인 거예요.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감각계는 오히려 복잡하고 통합화되면서 발달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신체를 이용한 감각놀이는 아동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폐아동에게도요, 감각놀이는 필수 필연적입니다. 문제는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면 감각놀이는 점점 사회성 놀이로 대체되어 갈 것입니다. 명심하세요. 감각 추구는 없습니다. 단지 감각 놀이만 있을 뿐입니다.